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. 알겠습니다. 아세요. <laughs> <laughs> Nope. 준비했어요. 비비고 묵은지 뭐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. 소까지 <laughs> 한국이. 예. 고구마 어 고구마 고구마 어, 너무 껌뱅이 됐는데? 대단히 많아요 네? 음. 술한 잔씩 먹어볼까요? 그럴까요? 따주세요 고기네. <laughs> 다 타겠다, 야. 지옥에서 온 고구마다. 음. 와. 음. 전처럼 이렇게 살짝만 열어놔요. 네. 이렇게 열어놨다가 밝아졌죠. 네. 지금 밑, 밑 나무에 불이 다 붙어서 그래. 이거 다 닿잖아요. 엄청 이뻐요. 이쁘죠? 아. 이거 타닥타닥 소리가 나죠. 참나무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 좋아요.